열차 번호 출발 시각을 다시 조심해볼 믹스로 이제 이건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250g이 아니에요. 자, 이거 무게 한번 맞추게 하실래요? 한번 아,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요. 네. 원래 250이면 뭐, 어, 아이 잠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얘가 308g이에요. 6g. 아, 아. 308g 6g. 음. 이거랑 비교해보시고 얘 무게를 맞춰보세요. 비교하시고 네. 아, 이거 이거 무게를 맞추셔야 돼요. 비교해 보시고. 아 플러스 마이너스 10g 안에 들면은 서비스 5,000원.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10. 훨씬 두- 무거운데? 할 이게 무겁다고? 응. 다시 해봐. 아 그런가? 아, 나 모르겠어. 이건 아니었 것아다나 모르겠어. 아 그래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건 아, 사... 잠깐만 일로 와봐요. 같아요. 아, 기 한번 더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맞, 맞으니까 귀에 더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30. 338. 330. 아, 이거는 저 정확히 맞춰줘갖 제가. 어, 아, 네. 이렇게 커. 먹어볼래? 방, 방금 나왔어, 그치? 조그만 거 없나? 부셔봐. 이 뭐 빈박스 네. 그 저희가 분리수거 할게요. 거기다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면 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분리수거는 어디다 하면 될까요? 분리수거 내가 합니다. 아, 네네. 네. 박스에다 잘 정리만 네, 네. 그리고 이런 박스에다가 뭐 이제 일반 뭐 세기물도 그냥 집어 될것 같지 않냐? 왜, 왜, 왜? 아 잘한다. 아이 아이 잘한다. <laughs> 기본이지, 기본이지. 이가 빠르네. 그릇에 대고 먹어. 하나 아, 뼈, 뼈가자, 뼈가. 어, 뼈 바르는 거? 음. 여기다 뼈를 바르자. 음. 소진이 막 챙겨줘. 고마워. 잠다 젖었네. <laughs> 어 세워놨는데 미안하다. 아 봐주죠. 아유. 아유 그 내 앞에 전단이었거든. 뭐야? <laughs> 아 방금 손 떠는 거 안 들어갔어. 아. <laughs> 괜찮아? 나 이거 진짜. 안에 아니 그냥 누르는 게 얘가 도도도둑 누르니까 나도 도도도둑. 너 이거 힘 딸려서 이거.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손을 안 움직여 아 해봐 시작. 야 반응해줘야 돼 반응. 열심히 하는 척좀 어. 해줘봐. 어 반응. 딱. 나또 중요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 잠깐. 니 니들 아. 이거 같이 해줘. 정우 니도 우리 이거 켜야 되거든. 뭐 해줘? 반응해주면 돼. 사용하는 거야. 아 우리 켜달라고 어, 이거 같이 아까처럼 똑같은. 반응해주면 돼. 아까처럼 그 똑같은 리액션 안 아, 하고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그거를 또 하라고 연기를 하라 어. 없지. 야, 보자. 시, 시, 시작. 보자, 보자, 보자. 와! 아, 교우 사는데 알바 아니고. 대박, 대박, 대박. 근데 밝기 밝기 밝게 하면 뭐 좋네 미안한데 붕어 싸먹고 어디 있어? 안 마셔 절대 안 마셔 주어도안 마셔 술 먹자고 하지마 안 마셔 안 마셔 음. 나는 사실 고사도 나 물을 좀 마실 거야. 아, 몇 초냐? 저, 저 해탈했어. <laughs> 와. 좋아. 대박. 어, 이게 확실히 산좀 위쪽이라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 하체 상태만 좋았어도 바로 내려가는 거. 페이스 어, 귀엽다. 가방에 있어. 버섯을 이렇게 많이 주니? 내 버섯 또 줄까? 이런 버섯탕이지. 너도 버섯 안 먹잖아 원래. 너 버섯 잘 먹어. 어, 난안안 먹어. 못 즐기고 있는 맛을 <laughs> 못 즐기겠어. 즐겨 어, 저 가져갈 때는 이거 가져가고 먼저 줄게 음. 히트야 히트야 히트야 휘휘휘휘아 정말 뭐야 근데? 희미하게 회색 후드티만 보고 그래 그래요 안녕 안녕 안녕